오모탄 나 집에서 아만티로 봤어요 오모탄 처음이고 매콤 줄면은 저 줄면은 그냥 한 번만 밖에 먹어봤어요 집에 아만, 아로 봤어요 내 생각은 삼겹살이랑 줄면은 같이 있으면 진짜 맛있어서 그 삼겹살도 같이 있었어요 우리 먼저 삼겹살 만들자 왜냐하면 줄면 먼저 만들면 뭔가 죽을 같아요 쫄깃쫄깃하지 않아서 삼겹살은 먼저만 들게요 아니 어묵탕 먼저만 들래? 어묵탕은 무거워서 어묵탕을 만들자 어묵탕 소스도 있어요 t 아 이거 닭강 샤브샤브 소스 넣고 어 여기는 500ml 뭐예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롤레 있을까? 음! They did a really good job sealing it 이렇게? 어머 진짜 많이 그럼 어느는 느낌으로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 중에 좋은 스타일로 먹어요 하트, 하트로 만들고 싶어 만약에 이 요리는 여자친구랑 같이 만들면 하트 오으면 여자는 진짜 좋아해 어묵 사진 보면 접어서 꽃이 피우는 거네요 하하 어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는 여러분 마음으로 만들면 좋대요 이렇게 더 맛있게 보일지 아닌가 이거 진짜 싸네요. 3,900원에 저 정도라고. 입지 레스된 4달러. 와, 쭈기 쭈기. 쭈쭈쭈쭈쭈쭈쭈. 와. 음. 아, 우돈이 있으면 진짜 맛있어. 짠. 그 다음에는 삼겹살 만들 거예요. 와. 베이컨 담았어.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은 약간 약간 이런 거 싸요. 전 아! 컵라면이랑 같이 먹어 매콤 줄면 줄면 소스 여러분 공항 위에서 샐러드 줄면 안에 넣을 거예요 You are genius 삼겹살, 줄면 돈가스, 줄면 줄면이랑 치킨 아, 줄면이랑 만두, 아, 줄면이랑 초파 껍질면은 마이너스 40도에서 급속으로 냉동시켜서 식감을 보존했다고 하네요. 냉동 보관이라 방부제도 없대요. 샐러드도 넣어요. 크 맛있겠다. 생각보다 많네. 이거 한국 스파게티 아닌가? 아! 참기름! 오, t w 미쳤다. 성기님 진짜로 해야 돼요 뭐 완전히 달았어 참깨 불다놨어요 이거 캐 넣으면 느낌이 다르지 뭉게는 삼겹살 여기 넣고 반초 와 어묵단 잘 먹겠습니다 음나 이거 어묵단 진짜 좋아해 It's like sweet 조금 약간 달달한 느낌 그리고 음 그거 뭐지 냄새도 Let's try this. 이거 먹어볼래 이게? 어머. 진짜 싸게 팔아요. 한번 드셔보셔요. 하나 다 넣으면 더 맛있어. 진짜. 잘라지 마. 그냥 먹어. 와. 이거 2kg인가요? 존맛땡. 약재 여기 그 다음에는 면이랑 같이 이렇게 아, 삼겹살도 삼겹살도 이렇게 삼겹살, 야채, 면 너무 매워 나한테는 약간 신라면 이베 이 전주 어떡해 예전에 이거 국물 맛 먹어봐요 그래서 국물은 필요해야 돼요 이게 같이 먹으면은 만약에 단신 맹고만 먹으면은 꼬무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이렇게 집에서 만, 만들으면 더 마음 틀어요 약간 맛이 계란랑 주면 야채도 넣을게요 야채 그냥 부드러운 느낌 난 이거 뜨기 뜨기 응. 음. 음. 이거랑 삼겹살 같이 먹으면 삼겹살은 맵지 않아 약간 밸런스 됐어 아... 어, 뭐고 이거는 2인분은 아마 4인분 똑같아요 진짜 처음 맵지만 지금은 괜찮았어요 안 매워 음. 소스다. 嗯的那欧姆 저거 出我 제가 말했죠. 하나만 끓이라고 PQ 라이톨드 6데누드 리즈 400g 롤. 아침에 이거 먹 어,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거 먹으면 배불러 하루 종일도.